연인의 화를 풀어주는 나만의 필살기는 9,000원 자기야 나 머리 풀렀다 그 네, 애교 맞죠? 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 죄송해요 솔직한 편이어가지고 스스로의 외모에 점수를 매긴다면 15,000원 13,500원 저는 만 원이요 아 그럼 됐네요 네, 네. 제가 먼저 뽑을게요 그러면 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만원 이렇게 전 정했어요 정하셨나요? 저도 정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 둘셋 저는 5천 원 네, 저도 5천 원 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사는 네. 25살 신병진이라고 합니다 일산 살고 있는 23살 유서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68입니다 168이요? 네 아. 어, 저도 궁금해요 키가 어떻게 아, 되세요? 77이요 작아 보이나요? 아니요. 아 제가 약간 좀 키를 좀 이렇게 봐가지고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아, 큰여자 좋아하시는 거? 네. 그렇구나. 직업은 어, 떻게되세 개인 방송하고 있어요. 개인 방송이요? 네. 아, 아예요? 아니면 트, 트예요? <laughs> 아예요. 아, 아 아프리카. <laughs> 아, 굳이. 다음에 추천 눌러 갈게요. 팬카이파로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서로의 첫 인상을 평가해 주세요. 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고르셨나요? 네, 네. 다 골랐습니다. 됐습니다. 전 15,000원입니다. 저는 200원입니다. <laughs> 아니, 아직 <laughs> 아, 저는 좀 나중, 나중에 말하고 싶어서 아, 아 피해갈라 그랬는데 못 뭐 피해갔겠네 제가 먼저 아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음 일단 약간 아이돌 스타일 아, 이쁘게 생기셔가지고 기생오라비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배우 같으셨어요 그냥 느낌 딱 음. 배우상? 음. 되게 청순하게 아 청, 청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 하는 시기라서 아. 지금은 네. 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아 다이어트 중이세요? 최근에 살이 좀 많이 불어, <laughs> 불어가지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턱이 없어요 그 자세히 보시면 아닌데요? 어, 없지 않아요? 누군가 아쓰아 네. 아. <laughs> 아, 표정 관리가 안 됐나요? 아, 죄송합니다 뽀뽀해서 네,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laughs> 성형 하셨나요? 15,000원 전 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습니다 좀큰 금액 거시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신가 봐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 둘, 셋. <laughs> 저기요. 전 7,500원 했습니다. 아, 저는 100원 했습니다. 아, 그럼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저... 저도 이제 예의 지켜주실, 지켜주려고. 아, <laughs> 말이 왜 이렇게 더듬, 더듬지? 바로 다음 쯤 뽑을게요. <laughs> 네. 이성을 욕하는 나만의 비법 16,000원? 질문이 재밌네요. 궁금하네요, 되게. 전 11,000원이요. 저는 7,000원이요. 어, 네. 이성을 유혹하는 비법이 있나요? <laughs> 나만의 방법? 아, 저부터 네, 어, 되게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아요. 아, 털털하게? 아, 칭찬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피부가 유난히 더 빛나네 이러면서 <laughs> 아 오늘 피부가 더 유난히 <laughs> 어, 네. 빛나네 아, 왜내 얼굴이 빨개 죄송해요 <laughs> 다 성공하셨나요 혹시? 그러면은 혹시 꼬시는 비결이 있으신가요? 아, 그 꼬시는 <laughs> 꼬시는 <laughs> 아 유혹하는? 어 저는 좀 눈을 계속 오래 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음. 아이 컨택을 좀 자주 하는 음. 하나도 안 흔들리세요 동공이 계속 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눈 안 보고 있어요 네? 네 미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눈 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눈 보고 있습니다 반지로 <laughs> 할게 연인이 있어도 야동을 볼 수 있나요? 15,000원 또 궁금한데 저는 5천원 내겠습니다 어? 네 미리 선빵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세요 오케이 아 궁금하세요? 네 아 제가 먼저 말할게요. 아니요 먼저 말해주세요. 저는 야동 안 봅니다. 네?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는데 네. 옛날에 버디버디 시절이 있잖아요. <laughs> 네. 아, 아시는 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버디버디 시절에 센걸 봐가지고 음... 그 약간 그 충격 받아가지고 네, 그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럼 그 이후로 계속 그냥. 아 물론 보긴 봤는데 어... 학생 때는 그 <laughs>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인데 어, 그 네.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 때 막 보고 혼자서 막보진 뭐 않았어요. 아 친구들이랑 같이? 네. 음, 그럼 아예 그 아닙니다. 저는 볼 수 있어요. 어, 네. 네. 다음 질문. 아,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보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보려고 보지 않을까요? 음... 네. 네. 같이 그냥 좀 색다. <laughs> 어, 할말 있으신 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다음 질문 할게요. 공동 장소에서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13,000원? 궁금하세요? 네? 궁금하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전 야동보다 제가 선빵을 칠게요 네 3,500원이요? 3,500원 했습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네 그럼 저 바로 만원 가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그 스킨십 어디까지 가능하세요? 되게 변태같이 보일 수 있는데 <laughs> 절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형식적인 질문입니다. 뽀뽀? 뽀뽀? 네. 아. 뽀뽀. 근데 이제 낮이랑 밤이랑 다를 것 같아요. 아 제가 약간 망상충이어가지고 자꾸 상상하게 돼서 죄송해요. 아, 이게... <laughs> 낮에는 뽀뽀, 밤에는 키스. 저도 딱 그 정도. 아 그래요? 그죠. 그그 그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에? 뭘요? 그러니까 그 키스 이상으로 가면 큰일 아이고 저... <laughs> 아 혹시 뭐 특별한 장소에서 스킨십 해본 기억 있나요? 케이블카 어, 되게 낭만적이네요 네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본시하 정신병원이야 네? <laughs> 아니 그... 그, 그... 약간 특이하신 아니 정신병원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뭐, 못해요 거기서 무서워서 겁이 나가지고 <laughs> 아 되게 이상하게 보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그 포옹했어요 포옹 아네 아,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이성 친구와 한 침대에서 잘 수 있나요? 12,000원 아... 네 저는 뭐 크게 가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내겠습니다 전만원 내겠습니다 그럼 전 편하게 2천 원 낼게요 와 진짜 쉽지 않네 네, 드립이에요 드립 잘수 있어요? 네, 전 잘 수 있어요 아. 여사친, 남사친 확실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음... 저는 못 자요 아, 그쵸 남자친구가 없다는 입장에서 만약에 없어도 못잘것 같아요 그쵸 진짜로 남사친, 여사친은 없다고 생각해요. 한쪽이 조금이라도 이성적으로 보여야 유지되는 관계 같아요. 아, 그쵸. 제가 진짜 남사친이라고 생각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저한테 이제 고백하고 오. 그래서 그 이후로 약간 없다고 생각해요. 그때 조금 음. 충격 먹어가지고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여사친은 별로 그러니까 없어요. 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없, 없, 없어요. 저는 아예 없어요. 네, 저, 저도 네. 없어요. 자, 네. 뽑겠습니다. 네.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는지 퍼센트로 이야기해 주세요. 만천저 그냥 쿨하게 보여주면서 가겠습니다. 8,500원이요. 저도 8,500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80? 80? 진짜 궁금한데 처, 처음에는 몇 프로였어요? 20? 20? 네. 아, 많이 올라갔네요. <laughs> 네. 아, 치고 올라가는데. 네. 저는 첫 인상도 한70 정도? 음. 60, 70이었어요. 감사 아 죄송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약간 저도 감사합니다 연애하면 가장 해보고 싶은 데이트 2만 원 어. <laughs> 아침 나왔어 잠시만요 선방, 선방 치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얼마예요? 만천 원이요 만천 원이요? 네 저는 만 원 냈습니다. 아. 네. 해보고 싶은 데이트가 어떤 거 롯데월드 가보고 싶고요. 아. 그리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요. 이제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 한번 이렇게 여자친구랑 같이 분장하고 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어, 괜찮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음, 저도요.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는데. <laughs> 그럼 마지막 거 제가 뽑겠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올인 5월 다이 아 더 낼걸 아 네? <laughs> 아 그럼 그럼 나왜 아꼈지? 얼마인지 세볼까요? 아 좀 잔인하다 근데 이거 누가 죽을래요? 가위바위까요 <laughs> 결정하셨어요? 눈한 번만. 눈이요? 네. 네. 하나, 둘, 셋. <laughs> 마지막 눈을 보고 결정했어요. 제 눈이 어땠나요? 초롱초롱 빛나셨어요. 아, 저 휴대폰 좀 주세요. 걱정 있죠. 아 괜찮아요. 저도 깨져 있어요. 아, 혹시 끝나고 뭐 스케줄 있으세요? 끝나고 집에 가는 거 빼고 없어요. 아 저녁에 뭐 없어요? 네, 딱히 스케줄 없어요. 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laughs> 커피 터프하게 한 잔.